안녕하세요 Colde입니다. 어,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 15곡을 뽑아왔는데요 그 playlist는 l i f e From Dive FLO playlist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많이 확인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yeah. 하룻밤만 자고 가도 돼 너의 집 소파 하루만 빌려줄래 추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노래는 자이언티의 어허라는 uh-huh 노래인데요 어, 이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요새 특히 되게 많이 즐겨 듣는데 노래 중간에 계속 어허 어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되게 짧은데 한 1분 50초 정도 되는데 그래서 계속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so yeah, I do, I do, I do,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Musiq Soulchild의 I Do라는 노래인데요. 어,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제가 Musiq Soulchild를 Musiq Soulchild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준 아티스트인데 Musiq Soulchild의 예전 앨범들을 정말 많이 들었었지만 이제 가장 근래에 나온 앨범에 수록된 곡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다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는 파니피플의 헬가라는 노래인데요.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그 뮤직비디오랑 같이 보시면 되게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파니피플이라는 밴드를 제가 되게 좋아해서 되게 자주 드, 즐겨 듣는 네,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. Yeah, I'm always saying I won't change, but I ain't the same. Everything's different. I can't complain.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는 어, 맥밀러의 Hot Feelings. 라는 노래인데요. 어, 맥밀러의 마지막 앨범에 수록된 곡이어서 특히 제가 맥밀러를 그리워하면서 맥밀러를 너무 좋아했던 한 팬으로서 되게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디인터넷의 Running 이란 노래인데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제가 힘을 내고 싶거나 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을 때 꼭 이렇게 듣는 하루를 시작할 때 자주 듣는 노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활력 있게 하루를 시작하실 때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 곡들도 제 playlist에서 플러 플레이리스트에서 확인해 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